싸늘하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저 눈빛 예사롭지가 않다 그냥 이대로 일어나는 것이 갈 곳도 없다 아... 저기 네네 아! 제가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1인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? 사무실이 없어 네! 사무공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왜, 왜요? <clears throat> 제가 회계나 법률, 세무, 마케팅 이런 걸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척도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.